명규 씨 섹스 잘하세요? SM 좋아하시니까 저 주세요 <laughs> 네? 반갑습니다 네 <laughs> 오빠 해주실 거예요?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제가 할까요? 아니면?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? 민망해 아. 저는 25살이고 배우 일 하고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? 이명규요. 저는 현재 지금 AV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채아입니다. 활동하시는 곳은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? 보시게요? 봤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MIB19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있어요. MIB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<laughs> 앞에서 보기 민망하니까 활동을 오래 하셨는지 신인이어가지고 어, 얼마 전에 작품 하나 업로드 됐어요 첫 작품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한 번 가서 봐야겠네요 <laughs> 짠 할까요? AV 배우는 싫으세요? 전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가? <laughs> 내 몸에? 아 거기? 아니, 뭐가 적혀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채아가 키스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뭐, 잘 하실 것 같아요 왜요? 그런 연습도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무래도 상대 배우랑 또 많이 맞춰보고 할 것 같아서 근데 배우들도 하잖아요 어 그렇죠 잘하시겠다 나쁘지 않다고 <laughs> 얘기할아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하나 더 뽑아볼까요? 채아는 여러 판타지가 있을 것 같다 영규 씨는 무슨 판타지 있어요? 저는 어... 변태 같은데? 어, 알려줘 역할극 정도? 제가 어떤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? 같은 직장 선배 저희 회사 지금 남배우 많이 구하고 있는데 오시면 제 후배 되시는데 역할극 찍을 수 있는데 <laughs> 되게 좋아한다. 아, 나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약간 나 묶어두고 한 번 묶어보실래요? 오. 감정 없는 스킨십이 가능하다. 가능하다. 저는 노. No 그다음 여태까지 그랬던 적 없어요? 막 one night. one night도 마음이 있어서 하나? 그때는 마음이 있지 않았어. 아, 아 해봤구나. <laughs> 어떻게 내 이미지. <laughs> 됐어. 큰일 났어. 해까요 혹시 이것도 연기로 <laughs> 하실 건가요? 아 <laughs> 연기로 안 하게끔 해주시면 안 돼요? 어... 왜 음, 네, 아직 떨려? 어때요? 키스 괜찮았어요? 네,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엔 생각 안 났어요? <laughs> 나는 잘생겼다의 기준이 키스도 할 수 있다, 없다이다. 명규 씨는 이쁜 사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, 없다가 나눠져요? 내 눈에 이쁜 사람? 그냥 이쁜 사람 아니야? <laughs>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, 잘 모르겠어요. 남자는 다 좋은가? <laughs> 아, 너무 못생기지만 않으면. 아, 못생기면 키스를 못하니까. 음, 못하겠어. 우리 욕먹겠다. <laughs> 나는 one night stand를 이해한다 아니면 못한다 나는 이해해요 저는 아까 <laughs> 얘기했듯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, 어.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one night 하고 나서 다시 만나본 적은 없어요? 있어요 one night을 하려고 걔를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 호감이 갔어? 호감이 있어서 했는데 했는데 더 호감이 갔어 <laughs> 속궁합 중요하게 봐요?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맞았나 보다 명규 씨 섹스 잘하세요? 이것도 <laughs> 나쁘진 않은 것같아 그럼 저한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에, SM 좋아하시니까 어, 해주실 거예요? 아, 어... 해주세요 <laughs> 네? 저 묶어주세요 <laughs> 키스를 하고 싶은 moment top3. 오늘 모르겠는데 매일 매 순간 지금 현재? 벌, 써몇 개야? <laughs> 아 분위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런 키스보다는 그 상황과 분위기 명규 씨는요? 자기 이쁘냐고 물어볼 때 나 이뻐? <laughs> 그리고 같이 술 마실 때 아 나도 지금이네요 한 잔 주세요 <laughs> 상대방에게 키스하고 싶은 부위 입술 거짓말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시면 하게 해드릴게요 할수 할수 있죠 <laughs> 그 어디? 목, 목, 목, 목? 저는 목이 좋아요 아 원래 목을 좋아하세요? 목선 이쁜 사람이 좀 어, 해볼래요? <laughs> 나는 지금 못 참겠다 <laughs> 못 참겠어? 못 참겠으면 혼자 막 일도 해? 아,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는 것 같아요? 저는 해요 해요 저희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. 제 영상도 한번 보고하세요. <laughs> 제시 첫 작품 응원해 드릴게요. 아, 봐달라고. 아, 어, 네, 볼게요. <laughs> 아직도 긴장되세요? 네. 이것도 연기 아니야? <laughs> 아니. 저 별로예요? 좀 부끄러워가지고. 근데 볼까요? 방금 키스하면서 나는 이응 이응 했다 들어갈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상했다 했어요? 무슨 상상했어요? <laughs> 그 상상은 하지 않고 방금 키스하면서 어땠어요? 서, 서, 설렜어요 설렜어요? 네 저는 어떠셨나요? 긴장했어요 어떤 게요? 사고 칠까봐? 사고 칠까요? <laughs> 긴장했어요. 좋았어요. 그러면 연인이랑 키스하는 거랑 오늘 키스한 거랑 좀 다른가요? 연인이랑은 조금 더 익숙한 느낌? 오늘은 좀 아직 조심스럽고 뭔가 더 나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나는 키스할 때 항상 다음을 생각한다. 저도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또 때에 따라 다르지 않나? 그러면 오늘은 어떤데요? 오늘 뭐야? <laughs> 키스할 때 다음을 생각을 했다 하셨어요? <laughs>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<laughs> 싫은데? 다음은 생각해도 돼요? 그쵸 생각은 자유니까 해도 되죠 할게요 오늘 한 키스는 올해 한 키스 중 몇 번째 정도도 좋았다. 어떠셨어요? 두 번째. 첫 번째는 누구예요? 엑스보이프렌 아, 엑스보이프렌 <laughs> 어떤데요?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런, 그렇네요. 끝이에요? 끝? 어, 어, 떻게 말을 더 해야 될지. 뭐가 좋았는데요?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먼저 다가와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긴장돼가지고 잘 못 다가갔는데 다가와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드셨네요. 네, 드셨어요? 네. 저 저희 회사 오세요. 배, 배우를요 네. 같이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. 오늘 <laughs> 즐거웠어요. 아, 저도요. <laughs> 근데 네. 집에 가서 제 영상 보실걸요, 진짜? 어... 근데 그거 어, 떻게 봐요? 저안 봐봐가지고 N I P 19 아, 어 여기 있네 어 맞아요 여기 아 최하 순애물 있어요 음. 이거 보면 돼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<laughs> 꼭 볼게요 선생님 다 나온다 <laughs>